여기가 어디냐면요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근데 오늘 엄마랑 설이랑 같이 왔는데 어디 가신 걸까? 싹 사라지셨네 안녕 설아 인사해 여기 카메라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우리 어디예요? 바로 동물원. 동물원이에요. 엄마, 우와. So c u yeah. Pyrex? Raw Pyrex 뭐라고 싶은 거야? 오른쪽에 바로 사자랑 있었어 아, 어. 걔 걔네 코끼리 왜 그런 거야? 몰라 사이가 안 좋나 보지? 아까 걔네 그 아까 조그만 코끼리 완전히 작정하고 덤비던데 그러니까 멀리서 원만한 관계 개선을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and tiger and elephant. There is an elephant. think that is the small one and that is the big one um indian elephant let me see 사자가 없어? 호랑이도 없어? 없어? Can you see that? There is a leopard. 음. 근데 그 점의 모양이 좀 다르다고 그랬어. 저 얼룩점의 얼룩 모양이 좀 다르대. Yeah, I came with my sister and my mom. Leopard. Where's Jagger? Oh, there is Jagger. 사진 찍하라니. There is it. Mhm. Hey mom. Say hi. There is the Jaguar. Jaguar. 어디가? Yes, I think my mom is busy to carrying my sister right now. Where? What is that? 고 Oh, black bear. There is a bear. Can you see there? 어머. The window is really bit rusty right now. 엄마 나 고라니 It is so empty. 원숭이인데 <laughs> 여기 일본 원숭이 없다. 어 있는데? Japanese. <gasps> Oh, look at that. 오, 원숭이 씨 안녕하십니까? Oh. Hi, Mr. Monke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e world of water birds. Let's go inside. 근데 웬 수달 수달이당. 얘네들 장난치는 거야? 어, 쟤네는 모르겠는데. 오, 펭귄. 얘는 무슨 펭귄이야? 펭귄. 당나귀 울음소리라는 근데 물이 왜 이렇게 글씨요. 이렇게 지저분해요?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어. 파래요? 어? 우리 그거는 밑에 Important information. Do not feed penguins. There's the birds. Hi birds, water birds. Western White Store and um, that is crowned crane. That one is 관합 in Korean and crowned crane. Hi. 관합이래요, 쟤. 관합. 우와 머리 봐. 소라 머리에 엄청 왕관 쓴 애가 진짜 두루미가 있네. 와 진짜 저 위에도 새 되게 많아 봐봐 저 나무 위에 펠리컨 그치? Is that a pelican? 펠리컨 아닌 것 같은데? 어 봐봐 This looks like a pelican 펠리컨 펠리컨 펠리컨 이빨 보여줘 쟤 펠리컨 아니지 않아? 아니야 펠리컨이잖아 이렇게 밑으로 늘어지지 않아? 어, 어, 아, 아니잖아 아니야 지금은 저거 펠리컨 맞대. 어. 오, 마이 갓. 분홍 펠리컨. 아무것도 없어서 저렇게 Great 그냥 white pelican. 지금 뭐가 펠리컨. 들어가잖아? 그럼 이렇게 늘어져 Hi, little friend. 크게, 아. Her or his name is Great White Pelican. Pelican is on the crown 색깔 <laughs> chest. 예쁘다 학명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앵무새가 보이진 않아 분명 있을 텐데 그치? 그니까. 지금 저 위에 어딘가에 앉아있을 거야 Second floor. 2층으로 갑시다. Here is the penguins. Hi, penguin. Now we are inside and animals, small animals. 정말 브이로그 형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진짜? 네. 엄마 미역 They're really cute. 지금 고쳐놓고 있는 거예요. 어 미역한 게 없나? 어? 어 적들이가 틀렸다 이러는 거 같은데. 다음에 니네가 제일 시원해 보인다. 너희한테 너희 너희 3학년 3학년 키우고 싶어요. 3학년은 이렇게 와서 보는 거야. 삼육년은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아니 나도 예전에 여기서 토끼 봤거든. 근데 나도 몇 년 전이라. <laughs> 일단 주문이 중요했어. 그래서 뱃살 어, 네. 자랑 좀. 넌 이거 먹지 마. 이건 내 거거든. 혈이 감자. 어, 왔다. 빨리 먹으래. 근데 서리는 저거 사주면 진짜 잘 갖고 놀긴 하더라. 사줄까? 킹그램도 있어. 들어볼래? 하나 식물 볼래? 좋아. 어? 어? 이건 예상치 못했어. 아, 앞에 있을까? 어이구, 사람 내려갑니다. 자 이제 내려와 타기 싫으면 혼자 즐거운 채진 있어 보네. 앞으로 뻗어. 다리 네가 뻗어 앞으로 뻗어서 타. 엄마 편안해. 뻗어서 타. 너도 몇 번 탈 거야? 정하고 한 친구 기다리고 있잖아. 어. 기다리. 설이야 재밌어? 재밌어? 그래. Yeah, she's my sister. Today I just walking with my with my mom and with my sister. Actually, today wasn't. I planned the life on today, but I just came here with my mom and my sister, so I do a live from here. Butter, water. 아닌데? 푸른 영상 뭐야? 마운테 뭐였더라? 여기. 어. 뭐 just a little raven or a little owl. a really little one, Maybe before I hatch the egg. Before I hatch the egg, maybe. Guys, 그러면 이제 thank you 우리 for watching today's live and see ya on Wednesday.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수요일 날 다시 봅시다. I'll check your opinions and your idea and your request, and I will do Wednesday. It would be mukbang or s- or going something walking or running. 아니, Okay, guys, it's time to say 바이바이. bye. 바이바이. 인사.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live. 안녕. 바이바이. Bye bye. 바이. See you next 안녕. time. See you next time. 으, 사리 언- 언니야 이거 제대로 보고 인사해. See you 인사 next time. 인사 제대로. 바이바이. 바이바이. Okay. Thank you guys. <laughs> Bye. Stay safe. See ya. The next time. Thank you. Bye.